평범하고 싶어 가만히 좀 있고 봐 But 내 모든 게 헤매고 있던 때 마침 음악이 나를 찾았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넌 나 여기로 데려왔지 난 무대 위에 올려놨으니 싹 다 뒤집어 Call me human 토지 난 그냥 던져 나는 메시로 불태워 유럽 좀 메히코 아직도 시간이 메시고 Infantile. burn.